셋, 위아! 예. 임팩트! 안녕하세요, 임팩트 온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프로필 촬영이 있어가지고 지금 샵 가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임팩트 공식 스케줄이 생겨서 정말 기쁘네요. 네, 네. 기쁘네. 부터 찍어야 완전 민낯이에요, 지금. 그렇죠.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그렇죠. 어디 가도 항상 민낯. <laughs> 하지만 이거 제일 빛나. <laughs> 어제 지한 형이랑 랩 쓴 것도 검사에 맡았는데 작곡가님께서 다행히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예쁜 얼굴 오늘 오늘? 어, 어. 자신감이 없네 어제 웨이트라서또 좋은 몸매? <laughs> 소세지 김밥은 저희가 샵 갈 때마다 꼭 먹는 건데 진짜 맛있어요 이따 그것도 먹방을 찍을 건데 아,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자꾸 그 어, 임팩트 올라보여서 먹방만 찍는 것 같아서 좀 배경이 예뻐요 배경 어 지금 한강 뭐 러블 하실래요? 한강 졸리세요? 졸리세요? 완전 쌩얼이네 이따가 다시 변신해서 돌아올게요 얼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빠이 저는 변신을 <laughs> 알려주세요 사람 같죠?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세지 김밥인데요 소세지가 이렇게 크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저도 진짜 좋아해요 뭐가 안에 양념 있잖아요 여거 양념 검은 거 그게 되게 좀 매운데 맛있죠 다음에 꼭 같이 먹어요 아 오늘 근데 너무 하인 것 같아 나 오늘 너무 아 잠깐만 음. 음. 아이 곱다. <laughs> 곱다. 어떡하죠? 바가지, 바가지 대고 잘랐어. 조금 있다가 변신해가지고 짠할게. 왜 그랬어? <laughs>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봐봐 빙구 됐어 빙구 빙구 빙구 귀엽다 어? 자 네. 오늘의 그 뷰티 시크릿을 말씀드리면 아, 네, 아, 네. 살짝 이렇게 눈덩이 위에 보면 살짝 이불스름한 아, 있어요? 네. 내가 몰랐는데 네. 네. 있어 이게 아주 섹시한 미를 강조한다고 볼수 있고 이 머리 포인트는 이렇게 한 줄 흘러내린 이 라면 같은 꼬불거린 머리 아주 야성미죠 오늘의 야, 야상과 <laughs> 야성미를 동시에 경험한 음. 겨울 겨울 남자 겨울 남자 이상 상상이상그 이상 예. <laughs> 자 뵙겠습니다 안녕 이따 봬요 이거 이거 사진 찍었어야지 저는 설마 혹시나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먼저 선수 쳤거든요 아 앞머리가 짧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아 앞머리 짧아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러네 앞머리가 짧네 이러, 이러시는 거예요 어, 아니다 몰리, 모르고 계시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웬걸 어, 앞머리 잘랐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멤버들이 와가지고 태호형 앞머리 잘랐대요 이러면서너앞머리야 아니 근데 아, 앞머리가 너무 좀 길게 했었는데 아니, 막 자르고 싶다고 계속 막 혼자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 <laughs> 되게 잘 자를 줄 알아. 아, 잘 잘랐어. 잘 잘랐지. 잘 잘랐는데 잘 잘랐어. 이게 그러니까 스타일링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긴 게 낫네. 그러니까 스타일링 하기 전에는 음. 짧은 게더 깔끔한데. 어, 근데 지금 제 다시 잘 잡아. 귀요미. 귀여워졌죠. 귀요미. 귀여워진 것 같아. 키위다. 키위. 키위 왕자다. 키위 왕자. 와 귀엽다. 키위 많이 먹으면 매력적이다. 혓바늘 돋아요. 혓바늘. 애교 애교가 제일 많은 건 태호 형이지. 태호 형 그냥 아. 존재 자체가 애교야. 근데 태호는 애교를 안 부리는데 애교가 있어요. 저, 애교 못 부려요. 묶은 것도 하지. 야, 넌 막는데. 어? 난 애교 없어. 그러기로 했는데 아, 형은 이제 아. 치즈버거 사주세요 하면 돼요. 아. <laughs> 혼낼 수도 있어요. 어? 네. 그거보다 어, 빨리 아 우리 아직 너무 일러 응? 너무 일러 아직 아 이거는 일일때 하는 뭐 거야? 이거는 늦으면 안, 안 하죠 늦으면 못해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카메라를 보면서 일단 누나 한번 해봐요 누나, 누나. 일단 몸풀기로 누나 누나 아, 이, 그렇게 누나 이렇게 하면 되고 누나 이렇게 하죠 누나 띠드버거 띠드버거 <laughs> 애교 담당한 막내라서 이제 형들은 쏙해야 되거든요 우리 좀 재밌게 해보자 우리 이제 여기 예, 앉아가지고 토크쇼 같은 거 해볼까? 그래? 노래나 뭐 악기 같은 거 연주하는 거를 이렇게 공연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거리에서 음. 거리에서 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길거리 공연? 길거리 공연, 길거리 공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되게 뭔가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뭔가 되게 제약 없이 되게 뭔가 딱 정해진 거 없이 저희끼리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 재밌지 않을까 네. 재혁이 형 운동을 잘하, 잘하죠 왜냐면은 운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세 같은 것도 좋고 재혁이 형은 아, 운동 자세요? 어떤 어떤 운동 자세 보여드릴까요? 뭐 약간 고양이 자세 있는 거잖아요 고양이 자세요? 고양이 자세 <laughs> 잘하잖아요 뭐. 각이 <laughs> 나오죠? 아, 들어오는 게 아니었어 여기 <laughs> 아, 아. 저요? 치즈버거요. 아, 그럼 치즈버거를 <laughs> 어쩔 수 없네. 치즈버거라 그지? 모르겠어. 하는 게많은나 하는 줄 알았네. 저는 원래 불고기 먹어만 먹거든요. <laughs> 너한 번만 보여줘. 한 번만 이게 팬들을 위해서 딱 한 번만. 나 진짜 너 팀에서 시크한 역할 하고 싶었는데. 아 보지 말아야 돼. 아 알겠어. 편하게 하게. 편하게 하게. 보지 마. 아, 보지 마. 알겠어, 알겠어. 아 하나 둘. 기업이 띠드 보고 따도돼요 띠드는 떼땅 짠! 아니요 저 신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상아김밥 먹을까 말까 잠깐 고민했어요 네, 신발, 신발이 없어 신발 가지고 태호 그럼 빨리 올까? 태호 너 옷이야? 아니야 너 먹으라고 까주는 거야 네. 이거 한못 자르나? 고민 중이었는데 형이 뭐 <laughs> 아니 저 지금 딱히 생각이 없어요 고민 중이요 좀 이따 좀 이따 아, 햄버거 먹고 싶어 햄버거 어, 햄버거 먹어 우 띠드 먹어 띠드 세장 넣어 저는 치즈 세장 넣어서 먹고 싶습니다 저는 치즈 네. 세장 넣어서 딸기 대박이야 진짜 최고 아. <laughs> 잘한다 어, 짤피해. 맛있다. 이렇 먹었네. ready 큐 액션. 그 오렌지를 못 먹어서 신 것도 잘 못 먹는단 말이에요. 맛있어요. 쉬 아니. 안 아, 시어? 신 거는 나 진짜 리얼하게 표현하셨거든. 너무 안쉬서 반응이 안 나는데? 그냥 맛이 있는데 잠깐만요. 아, 내가 다시 타. 자, 우리 반씩 할게. 내가 내까 그랬다고. <laughs> 아직 아직 어색해요. 연습해가지고 CF 오렌지 CF 찍읍시다. 네. 박지엽의 Kiss the Radio 네잘 부탁드립니다. 태호 씨 예! 합류하세요. 저희가 짠! 안녕하세요 임팩트 제혁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이번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제가 크리스마스에 맞게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네 곡의 제목은요 어, 엑소 선배님들의 Christmas Day라는 노래고요 어,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듯이 너는 나 기다리던 Just like the Christmas day 오늘 생각하면 그때 그 시절 어린애처럼